나왔잖아요 (2019년 9월 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누구 계십니까? 깜짝이야. 어?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시 누구시냐고요? 어딨어요? 어딨습니까 저한테 듣겠습니다 저한테 들켰어요. 사람인가? 그만! 그만! 그만하라겠소. 옳지. 여기 있어. 그만하라겠어. 하품도 하지마 초집중 이퀄이 믿지 여기 뭐 있어 사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뭐 있다 여기 오늘 기운 세다 각이다 뭡니까? 나와 나와 나오라고 그만해 달려든다 달려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달려든다 잠깐만 잠깐만 달려든다 작전상 후퇴다 출입구가 어제 가까운 작전상 일단 후퇴다 일단 작전상 후퇴다 일단 작전상 후퇴다 뭐야? 쓰바라 따라왔네? 따라왔네? 어? 소리 방금 들은 사람 나 분명히 들었어 나 분명히 들었어 이거였어요. 어? 나와. 흠.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자,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리모컨 떨어지세요. TV 보고 싶어요. TV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세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시라고 했죠? 자 장난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제 그만 아 TV 보고 싶어 TV 보고 싶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시겠어요 그만하시라고 했죠 도망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뭘 또 오그를 겁니까? 받았는데 뭐 아무 소리 안 나요 뚜뚜거렸다고? 왜 나만 못 들었지? 왜 나만 못 들었어? 아무 말 말고 전화 끊어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아? 아! 이게 아까 냄비 뚜껑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왜 냄비 뚜껑이 왜 그런 거예요? 냄비 뚜껑이? 알아요. 아무 이상 없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아, 뭔 냄새야 이거 와. 뭔 냄새야 와 닭꼬치 면 냄새 안 나는데 뭔 희채 썩은 냄새 나냐 와. 와. 와 오바이드 개소리네. 와 진짜 역대급 개 아우. 와 뭐냐? 뭔 개쓰레기 냄새가 나요? 와 누구야? 누가 저기다 똥 싸질러 놓고 왔어? 누구야? 누가 저기다 똥 싸질러 놓고 왔어? 미쳤나? 딱 봐도 얼마 안 됐는데 기 만납니다 그기킴 나는 건 나는 그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싸웠다는 게 중요하지 김나는 고름 김안 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